있데요 여기는 혜화에서 엄청 유명한 다방이에요. 1956년에 개업한 전통이 깊은 카페인데요. 혜화랑 분위기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주말에 오면 거의 2시간 waiting을 한다고 해요 여기 시그니처 메뉴라고 그서 비엔나 커피랑 크림 치즈케이크 시켜봤고요 이 치즈케이크는 이거 선택이 가능해요 지금 저는 블루베리를 시켰는데 오렌지나 블루베리 둘 중에 선택 가능하고 이렇게 해서 12,000원입니다 6,000원, 6,000원씩 그럼 한번 먹어볼까요? 네 비엔나 커피어 비엔나 커피 비주얼이 너무 예뻐 그러니까 이 위에가 뭘까? 크림인가 그냥? 뜨거운 커피 위에 크림 이거 사실 맛이 엄 달아 엄청 달아 안에 커피랑 이게 크림이랑 같이 먹어도 맛있고 그냥 커피 자체도 맛있어요 어떠세아 이거 일부러 노린 거 아닌가요? 커피스 노리신 거 아니신지 <laughs> 맛있다 이렇게 마셔야 맛있어 이게 떠먹는 거보다 이렇게 마시면서 크림이 드시는 게 맛있어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너무 귀여운 이렇게 캐릭터가 레터링 되어 있어요 일단은 치즈 케이크만 한번 먹어볼게요 안 찍어 먹어보고 진짜 시큼상큼한 치즈케이크예요. 네, 얘만 먹었는데도 네. 쌤 없이? 네. 그냥 쌤 없이 먹었을 때. 약간 시큼할 수 있어요. 엄청 탱글탱글해 보여줘요 여기서 빙수야는 한 5분, 6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저희가 4시에 예약이거든요. 5시 33분 다행이다 짠! 저는 이호감에 추워 이 추운 날 기다리셔도 그러니까 지금도 밖에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는 그리고 내부가 되게 넓어서 좀 더 여유롭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거긴 아까 테이블이 4개였잖아? 응, 음, 4개였어. 그리고 여기는 셀프. 렌즈가 좋아해서 치즈컬을 하다가 엎어버렸어. 거기는 아까 주문을 안 받았잖아요. 어. 근데 여기는 주문은 받으셔요. 그러니까 세트 메뉴로도 가능하고 떡볶이만 아니면 떡 동그리만 딸기 빙수만 이렇게 따로 시킬 수가 있어요. 떡볶이는 5,000원이고 동그리는 만원 딸기 빙수도 따로 하는데 만원이요. 김밥은 3,000원. 빙수하는 뭔가 엄청 바로바로 바로 나왔잖아요. 음. 근데 여기는 조금 시간은 걸리나 봐요 감사합니다 일단 국물 한입 뭐? 어 뭔가 비주얼이 달라 음, 완전 다른데? 어. 진한 거는 1호점 더 진한 거 같아 저좀 더 칼칼한 느낌이 있네 양은 어때요? 양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양도 거기가 많은 것 같지 어차피 이렇게 주셔도 그렇게 주셔도 남긴 남아 <laughs> 우리가 먹는 거 어, 나온다 나온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여기 초코 시럽을 뿌려서 주네 양푸랑 계란튀김 양푸랑은 피카츄도 있고 아, 또 식빵튀김 이고 맞아, 거기가 종류는 훨씬 더 맛있는 걸로 다양했어 아, 이거는 약간 좀 중복되는 것들이잖아 그리고 거기 고구마 튀김도 있어잖 단호 바뀌었어. 어, 단호 박뀌었어 진짜 딱 그 전통 음, 분식집. 음. 음. 양은 여기가 더 많은데 종류는 거기가 더 많고. 사장님, 저기 밖에 온 분들은 지금 온 분들이에요? 강... 네, 일 아, 내일 거? 아, 6시 6시 6시 하는 거 아니에요? 아6시에데 6시에 오면 줄을 아 그래서 4시부터 기다리는 거 아, 2시간 당일 예약은 안 되죠? 당일 예약은 저희가 네 와. 아 이렇게 그 전날 예약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어 그러니까 너도 어제 했잖아 근데 어제보다 더 많은데? 지금 4시 반인데 그러면 이제 1시간 반 기다려야 돼 5시 13분 그러니까 나는 어제 5시 반에 도착했거든 도착하니까 그러면 아, 빨리 맛부터 봅시다 우리의 어딜 가나 추구 그 스틱 왜 달라? 어떻게? 왜 다르지? 그러면 쌀떡을 맛을 볼게. 음. 음. 확실해 확실해. 왜냐면 소스가 일단 달라. 여기는 별로 매운맛은 안 나. 음. 진짜 순한맛? 그리고 내가 아까 전에 엄청 나 밀도가 진한 것 같다 그랬잖아. 쫀득쫀득하다고. 근데 여기는 그 느낌은 아니고 걸쭉한데 여기는 좀 문도 약간 떡볶이는 그 치즈 스틱에 떡볶이 고지를 넣어서 치즈 바로 넣거든요 아 배웠지 배운 배운 분 음. 우리 아까 맛있게 먹었던 빵 연유가 좀덜 흘려요 음, 아까 오늘 연유를 듬뿍 찍어 먹는 느낌이 네. 있는데 아 그리고 떡볶이에 오뎅이 없어 음, 진짜? 어묵이 없어요 진짜 하나도 없으니까 원래는 솔직히 그도 같은 곳이고 또 사장님이 노하우 전수해줬다 해서 똑같을 줄 아는데 아니요 달라요 여기 이제 마지막 한수 바닐라 아이스크림 같은 한 스쿱 넣어주시고 여기는 또 초코 시럽까지 있어요 해바라기 씨가 없고 스컵, 스파클? 음. 스파클 딸기는 둘 다 맛있어요 맛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둘 다 맛있고 양은 빙수에 원이 더 많다 그치? 맛은 얼음이 거기가 좀 더 부드러운 것 같아 음. 지금은 여기는 조금 살얼음? 얼음이 씹히는 얼음? 음. 진짜 각 지점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음. 이제부터는 바로 먹어볼게요 나 지금 참쌍둥이 발견했어 참쌍둥이 빵에 아이스크림 올려먹으면 맛있어 어 먹어야겠다 호빵에 아이스크림이야? 진짜 맛있어 제가 또 조합을 꿀조합을 오 맛있다 맛있지? 응. 아, 나 차이점 알았어 뭐? 새로 점은 꽃빵이 면에 푹 젖어가지고 응. 약간 촉촉한 느낌이었다면 이거는 뭐 바삭해 음, 겉바속촉 느낌 그냥 약간 그런 느낌? 근데 나는 이 연유를 찍어 먹는 게 진짜 맛있어서 푹 찍어 먹는 그게 너무 맛있었던 것 같아 음. 여기서 원필 부르는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음. 좀 너비하니 저는 꽃방에 아이스크림 여기도 이렇게 코코볼을 산처럼 주셨습니다 먹고 있는데 갑자기 부어서 먹어요나 이 코코볼이 너무 맛있는 거 같아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빙수야2 그리고 한림당황을 다녀왔습니다 총 칼로리가 1인당 1045칼로리가 나왔고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운동은 squat front kick 운동입니다 한 세트에 20회 하시면 되시고 이거는 18칼로리가 소모가 되니까요 총 58세트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알려드릴게요 어깨 너비로 다리를 벌리시고 이렇게 손을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됩니다 올라갈 때 손을 이렇게 똑같이 스쿼트를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올라갈 때 다리를 90도로 쳐주시면 돼요. 내려가고